꾸물꾸물한 날씨. 아이들도 뭔가 조짐을 느낀 듯. 올해 나온 늙은 호박은 여섯 개. 이웃들과 몇 개 나누고 나머진 맛있는 겨울 간식이 된다. 아랫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호박죽을 나누던 때가 생각난다.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. 호박죽을 만들면 꼭 한 그릇씩 떠드리곤 했는데 더 이상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. 去这个。对。 그릇 담아 잣을 띄우면 완성. 뒷마당의 아이들도 오랜만에 내리는 눈이 신기합니다. 어릴 적 마냥 눈이 즐겁기만 한 나이는 지난 지 오래지만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. 이 또한 지나가고 말지도 모를 모든 것이 즐거운 어느 겨울입니다.